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옐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콕 여행을 가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들을 다 챙기려고 하는데요 짐을 챙길 때 이제 제가 어떤 거를 챙기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일단 바로 짐 싸는 거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저는 방콕 여행을 세 번째로 가는 거고 이번에 방콕 여행은 7박 9일 일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내일 오후 5시 비행기를 타서 저녁에 방콕에 도착을 하고 11월 6일 날짜 밤 비행기를 타서 11월 7일 아침 정도에 한국에 도착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짐을 바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가져갈 방콕 준비물 리스트를 짰어요. 일단 리스트를 먼저 읽어보자면 제가 총 7박 9일 동안 가는 여행 중립물은 여권, 신분증, 각종 예약 번호, 그리고 결제할 신용카드, 비자카드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옷, 신발, 그리고 선글라스, 귀걸이, 모자, 안경, 렌즈 용품들 그리고 제 발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는 적어놨는데 일단 채 일단은 담아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는 캐리어를 두 개를 가져갈 거예요. 기내용 하나 그리고 28인치 수화물용 하나를 가져갈 건데 저는 보통 출국할 때는 28인치 안에 기내용 캐리어를 이렇게 넣어서 출국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28인치 수화물 기내 수화물 캐리어 안에 기내용 캐리어를 넣어서 수화물을 붙이는 편이에요. 이 옷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옷은 먼저 쌌어요. 옷부터 일단 보여드리자면은 옷을 보면은 지금 옷을 좀 굉장히 많이 챙긴 편이에요. 옷을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옷 리스트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옷 리스트를 작성을 해놨어요. 굉장히 좀 많이 뭔가 많죠 여러분. 이렇게 상의랑 하의, 원피스, 수영복, 기타, 그리고 속옷, 신발 이렇게 목록을 짜서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여행가서 좀 불편한 옷이 옷을 입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집히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옷들을 이런 식으로 지퍼백에다가 다 잡아놨어요. 이거를 뜯으면 다시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 잠잘 때 입을 슬립 하나랑 그리고 속옷들을 챙긴 지퍼백이고요. 비키니 종류인데 어, 블랙 비키니랑 레드 비키니만 따로 담아놨어요. 그리고 폼들을 챙겨놨고 이거는 원피스, 수영복 세 가지를 담아놓은 제품이에요. 세 가지는 하나는 자라에서 샀고요. 하나는 비키니 밴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동대문에서 떼온 제품인데 이렇게 총 3개를 챙길 거예요. 그럼 수영복만 총 5개를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의는 포에버21에서 산 블라우스 하나랑 H&M에서 세일할 때 산 거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H&M 세일할 때 산 블루 색상의 어, 블라우스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원피스랑 점프 슈트를 담아놓은 건데 이거 두 개는 둘 다 H&M에서 산 거고 이건 포에버21에서 산 점프 슈트예요. 아무래도 레드 색상이나 원색 계열의 옷이나 화이트 색상의 옷이 사진발을 되게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챙겼고 레이스 가디건인데 수영복이랑 걸어다닐 때 잠깐씩 걸치려고 가져가는 옷이고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냥 블랙 기본 하이에스트 바지랑 그리고 청색깔의 하이에스트 바지를 챙겼습니다. 벨트는 총 두 개를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편하게 입을 바지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루프탑 바를 입갈때 입으려고 챙겨가는 레이스 원피스인데 굉장히 섹시한 그런 원피스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영복 cover up으로 입을 생각입니다. 호텔에서 수영복 입고 내려갈 때 걸치려고 챙겨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입었던 로엉 원피스인데 일단 가져가 보려고 저번 방콕 여행 때도 너무 잘 입었던 옷이어서 한번 챙겨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에는 입고 갈 옷을 따로 빼놨어요. 첫날에는 이 지금 입고 있는 레드 크롭탑이랑 이 아디다스 레깅스를 입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편한 레깅스랑 크롭티를 입고 가고 위에다가 그냥 그 경량 패딩을 입고 갈 생각이에요. 이거는 따로 빼놓고 이거 지금 한 거를 다시 담아야 돼요. 지금 아까까지 깔끔했던 게 이렇게 차올랐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눌러 담아서 잠궈야죠. 될까? 아씨, 아까보다 뭔가 더 부어 오른 느낌인데, 옷이? 이제 옷은 다 챙겼어요. 나머지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네, 렌즈 용품이랑 안경 그리고 클렌징 용품들은 이쪽에다 넣었고요. 그리고 고데기 그리고 선풍기 두대 짐벌에 사용할 이스크루 드라이버를 하나 챙길게요. 그리고 이 마운트, 카메라용 마운트 파우치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치약 칫솔 하나 챙겨보고 제일 중요한 짐벌 제 가방에다가 넣을 거니까 따로 빼놓고 외장 메모리랑 메모리 카드를 챙겨 놓은 파우치도 넣고요. 각종 충전기 선이랑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챙길 겁니다. 일단 이 보조 배터리를 따로 빼서 충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충전을 시켜놓고 그리고 제가 생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리컵이랑 템포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필요한 돈만 빼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너무 무겁고 그래서 환전할 돈 저번 여행에서 남은 바트인데 꼴랑 210바트 정도 남은 거랑 그리고 아빠가 준 10만 원이랑 엄마가 준 200달러를 챙기고 부츠 tourist 저번 여행에서 받아놓은 이 부츠 tourist 카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전활동 비상용 카드 하나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간소하게 지갑을 챙기고요. 이 선풍기도 일단은 집어넣고요. 이 각종 충전기 산들 그리고 선글라스 어차피 밤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쓸 일이 없죠. 이것도 일단은 집어넣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권을 챙겨서 챙깁니다. 짐벌 짐벌은 지윤텍의 스무스 4를 구매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에코백은 그냥 이거 가져가려고요. 이거 적대 일본여행에서 사온 건데 솔직히 이게 가볍기는 진짜 가벼워요. 근데 힘이 없어서 두 개를 챙겨도록,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트북을 챙길 겁니다. 이번에 여행 가서 노트북으로 일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노트북은 꼭 기내에다가 들고 탈 생각이라서 백팩에 챙겨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각종 화장품들을 챙겼습니다. 이 화장품들은 나중에 호텔에 가서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챙겼고요. 그냥 비닐봉다리에다가 챙겼어요. 그 나중에 짐이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비닐봉다리를 하나 챙길 거예요. 쇼핑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크림을 안 챙겨서 선크림도 그냥 쑤셔봐볼게요 네, 그럼 얼추 짐을 다 챙긴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짐을 지금 다 챙겼고요. 이제 이거를 장꾸면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잠근 다음에 기내용을 탁 위에 있는 수화물을 탁 해주면 완벽하게 짐을 싸는 겁니다. 우야! 짠! 한번 몇 킬로 나가는지 봐야 되겠다. 15kg? 짠! 이렇게 저는 짐을 다 챙겼고요. 그러면 내일